아, 입이 아주 옹졸하군요 리의 유부초밥 먹방 저에게 그 유명한 인기가요 등촌매점에 판다는 네. 새우, 호불고기 같고요 닭고기 같네요 네 그리고 젓가락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면봉 두 개 하면은 젓가락이 되지 않을까? 어. 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? 초점이 뒤에까지 다 잡혀가지고 의미가 없었어요 파프리카 맛이 어떻습니까? 여러분이 평범하게 평소에 먹는 요거조각 있죠? 네. 딱 그 맛이에요. 특별한 게 없다 이 말입니까? 토핑이 특별하죠. 아 토핑이. 왜냐면 유부초밥은 정말 유부만 있는데 네. 여기는 새우랑 날씨가 또 제가 새우도 되게 좋아하고 네. 갑각류 네. 새우 치킨도. 형 방금 유부초밥 4개 먹더니 또 먹어요? 4개를 먹고 또 먹나 보네? 진짜 대박이야. 라면도 먹었었는데. wow. 주상이 형 요즘에 좀 많이 매년 같지 않아요. 많이 못 먹어요. 박러브 씨. 그러게. 러브 형의 최애 메뉴가 뭐냐? 오이 소박입니다. 네. 나중에 사연 신청할 때 오이 소박이 아삭아삭하고 상큼한 식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오이 소박이로 약간 이렇게 집밥까지 추천해주면은 러브 형이 아주 행복하게 바로 먹지 않아요. 그리고 피클. 피클도 좋아해요. 아, 상큼한 거 좋아해요. 음. 이거 식감 좋은 거 아삭아삭. 러브 형 팬분들은 오이 소박이랑 링크를 꼭 추천해주세요